생각보다 멀리 멀어진 우리 어느새 많이 소원해진 관계 지들고 있지 먹구름뿐인데 왔어 따뜻했던 목소리는 겨울이 온 듯이 차갑게 식어지나 무서워 잃어버리는 게 외롭게 혼자란 게 참 이상한 한 여전히 제자리 똑바로 바라봐 나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대답을 원해요 내가 볼품없나요 시간이 가면 다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똑바로 바라봐 나예요 여전히 아름다운지 대답을 원해요 내가 볼품없나요 우리 사랑하긴 했나요 와우 에러에러에러